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전구 음, 라이트를 가려고 왔습니다. 전구 처음 갈아보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증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key on을 하고 키울 스위치를 온하고 전원을 누르면 물이 안 들어오죠? 이제 네, 상향등을 키면 상향등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미등을 바꾸려고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지켜봐 주세요 음 먼저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요 나사를 풀어줍니다 보이나요? 나사를 풀어줘서 얘를 먼저 뺄 겁니다 반대편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두 개 다 뺐습니다. 여기 하나랑 이렇게 여기 하나랑 그래서 이제 얘를 빼볼 겁니다. 사이 스크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요 다 빼면은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이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음, 그리고 이제 얘를 교체하면 됩니다 준비해준 종구를 꺼내봅시다 얘를 빼고 얘를 빼고 빼주면 됩니다. 기다려주세요. 일 얘를 먼저 빼고 그 검은색을 이렇게 똑똑 빼주면 얘가 보여요.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? 그러면 얘를 풀고 얘를 풀고 전체를 바꿔주면 됩니다. 음, 지금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제거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얘를 조심스럽게 빼내고 얘를 들어가서 오 어, 뭐야 이러니까 안 나오지 보이나요?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뺐으니까 잠시 두고 새 것을 똑같이 이렇게 껴줍니다 홈이 딱 맞네요 여기 홈이 딱 맞고 이 친구도 같이 다시금 지 음, 이렇게 했지 힘을빼주면 안 됩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, 아, 이게 끼기 되게 힘들었는데요. 보면은 이렇게 하겠다. 얘를 먼저 끼고 대고 얘를 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좀 나오게 하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안에다 들어가게 하고 얘를 잠궈주면 됩니다. 꽉 조여서 이제 얘가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커버를 끼우고 그리고 여기다 이걸 꼽아서 장착시키면 됩니다. 잘 들어오는지 어머나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키온을 하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게 상향등 아 이게 상향등 이게 리딩입니다 50W짜리를 써서 그런지 어, 이전 거보다 되게 밝은 느낌 그러면은 마저 조립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끼워줬습니다. 잠글 때도 역시 요거 하나 잠궈주고 요거 하나 잠궈주면 됩니다. 그럼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볼까요? 키휴기온 하고 시너수치로 온하고 음, 시동을 켭니다 엔담 확인하고 그리고 상향등을 한번 켜봅니다 상향등 온 상향등 온 오프 온 오프 그래도 상향등을 이 상향등을 키면은 저 멀리까지 비춰지고 상향등을 끄면은 다시 아래로 비추고 상향등 온 상향등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네잘 되네요 네, 그럼 이제 12400 헤드라이트 교체를 헤드라이트 전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.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음...